2020년 5월 17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있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여기는 노페 딱 한 번 왔어 두 달 전에 음 그때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지 뭔 전기가 들어왔었나 하여튼 뭐가 냉장고에 불이 켜졌었나 시계에 불이 들어왔었나 그런 것도 있었고 뭐 물건이 움직이긴 했어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여기 두 군데 지뢰를 지더라 댕댕이 안 짖지? 수신 괜찮... 어? 라고 할 줄 알았어? 이전에 여기보다 여기는 별 기운이 없었거든 저기를 들려야지 <laughs> 매도 먼저, 먼저 맞는 게 낫다 저기 들리 저기 현상이 있었거든 저기 들리고 그 다음에 여기 들리고 오케이 계신게라우 계신게라우 귀신 개라오 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저 기억하시죠? 이전에 와서 누구세요? 누구 있어요? 바람 때문에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바람입니다 바람 예 바람 바람 바람이 에요 바람 바람이 아닌가?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. 그만하시라고요. 이콜이 바로 가서 확인해. 어? 1초 만에 들어왔잖아, 이퀄아. 어? 1초 만에 들어왔잖아, 이퀄아. 뭐야? 아까침에 쓰레기통 그거 빼고는 누구세요? 나와! 여기 도 무슨, 와, 어, 푸! 아, 냄새! 아, 그냥 여러분, 저기, 저기 갈게요, 그냥. 여러분들 그냥 저기 갈랍니다. 안 되겠어요. 여기 잠깐만, 여기 잠깐만 뺄, 여기 잠깐만 뺄랍니다. 그냥 저기 갈게요. 그냥 이 집 갈게요, 이 집. 여기는 상대적으로 낮, 야겠으니까 네, 여기 갈게요 소리야? 누구야? 뭐야 하지 말라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? 오늘 장난이 좀 심하네요.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초리는 저쪽 집에 모든 걸 걸겠습니다 이전에 왔을 때 여기는 몰랐어.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지라 했어요 떨어 오곱 개 오곱 개 치고는 조금 센데 잡기 치고는 조금 센데 제가 담배 한 대 드릴까요 할배? 이상한데 이거 지금 잠깐만 뭐지? 할배 할배! 제가 잠깐만요 음 아까쯤에 내가 오곡을좀 뿌렸거든 오곡을 뿌렸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 뭐가 잠잠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냥 기분이 그래 느낌상으로는 저기 들리 고 저기 현상이 있었거든 저기 들리고 그 다음에 여기 들리고 여기 들리고 여기 들리고 오케이. 구독!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.